신속 항원 말법 우리는 크리티스 초이스를 향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늘도 LA로 출국을 합니다 오늘은 최승민 팀장과 우리 영훈 대리와 처남, 처남과 함께 미국에 가서 재밌게 아워즈에도 어, 참석하고 그리고 또 잘 보고 느끼고 오려고 합니다. 그치? 네, 네 음. 연초. 이정도 그 토치 같은 거 없어? 아, 토치가? <laughs> 브루스타 같은 거. 아, 예. 그런 거. 그런 거. 예. 어, 뭐, 뭐, 예를 들어, 모닥불이나. <laughs> 모닥불이라든지. 나이프. 아. 예,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난 그것보다 입국 심사가 지금 제일 걱정돼서 저도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? 빙산. 음. 여기 왜 왔어? 미국에 왜 왔습니까? 아, 예비열. 쌩한데 음. <laughs> 이거 이렇게 나와? 네, 됐어요. 되게 예쁘다. 색깔이 엄청 예쁘다. 그게 요즘 여권인가요? 네. 어. 요즘 여권. <laughs> 되게 나이 드신 분 같이. <laughs>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아 요새 공항 오는 길에 참 아, 공항 오는 일이 많습니다 공항에 사람 많이 없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좀 없어 아직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음. 어? 여기 있어 어, 어 찾았다 아 상관없지? 아 어, 역시 그래도 해 남은 거 같아 아이고 뭐.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눈물이다 눈물 어 많죠 아 건너야 되나요? 어, 저는 파란불이 아니고 흰, 흰색불이네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? 저희 프랙티스, 프랙티스 초이스를 진행하는 어, 페어먼트 호텔 바로 앞에 큰 몰이 하나 있습니다 아. 뭐 여러 가지도 팔고 그러는데 저희는 물 사러 가요 음. 식량을 좀 구비해 놓을까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뭐 입국하는 거 미국 입국하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입국 심사가 지금 제일 걱정돼서 그래 못 찍었네요 아 오늘 뭐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사실은 뭐, 뭐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뭐 요거트 요거트 뭐 요런 것들 좀 사가지고 아침에 속 좀 부드럽게 음. 갑자기 또 이렇게 오면 나는 이제 뭐 요거트도 맛있으니까 그런 거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 선물이나 이쪽으로 올라가 가족들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 음. 여기 또 그런 것들 살려고 왔습니다 야 이거 한번 찍어줘야겠다 비건이나 이런 걸 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.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바 이런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그 씨솔트 커피? 네. 바다 바다 소금으로 만든 커피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같이 먹으러 재밌어 정보는 백회수 내일 또 촬영이라 가지고 너무 느끼하지 않고 샐러드 종류의 거 찾아보려고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좋아 오. 우와 종류별 이 과일 와 이런 건 사야겠는데요? 어 이거 그냥 좀 사,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구워 사왔지 느낌이 너무 좋아. 우러드 예. 따로 담아서 살 수도 있나 봐. 우와. 예. 아니면 하한 먹어볼까요? 근데 뭐 어디만 가면 맨날 장 보는 것만 찍어가지고 너무 <laughs> 어디서 놀러 온 듯한 물도 아, 뭐 이거 사면 되잖아 스마트 네. 이거 사도 돼 검은색 스마트 와서도 몸 관리하는 그래서 매우 뭐 너무 없어 지금 부끄러워 다시 멀리서 찍겠습니다 아니 근데 좋아요 지금 오늘은 최성의 주장과 함께 오늘 어디 부위 하실 거죠? 오늘 붓기를 좀 빼고 어허 런닝과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어깨 오케이 러닝 머신도 좋네 머 <laughs> 시간이 없어 빨리 하고 밥 먹어야 돼 8시 반 정도에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와 하나 둘셋 이거 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이거 다른 데 있네 하나 둘셋 When When To be here To be here Here Here Here 하면 안 돼요 Here Here Here 네 멋있다 괜찮아 나비 그럼 다 허물처럼 벗어놓고 땡스 정말 아우 괜찮아? 아우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Enjoy the experience and explore the shows you love 아 좋습니다 오케습니다 Welcome, Zoe. Mm. 이제 무조건 계속 찍을 거야? 예쁘다 야 죽겠다 아 이거 연습하고 있어요? 그거 매장님 라펫이랑 칵테일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프리처럼 하시고요 음, 그러면 그 중간에 뭐 다른 거 뭐 식사할 시간 없나? 아구찜 같은 거? 아, 아구찜 같은 거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음. 네. 아 미국에서 네. 미나리 좀 많이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알겠습니다 아 미나리? 미나리 알런킴? 알런킴? 알런킴 만나야 돼 좋네 이거 컵 어디 커피? 자메이카? 음, 저 저저 음. 에티오피아에서 내가 내가 커피인데 <laughs> 한국인 우리 F4가 있어갖고 아주 든든하구만 근데 그냥 너무 웃겨 다 같이 한다 이게 아니 다 같이 무슨 팀 같은 느낌 팀이지 ¡Viva!